우리 오늘 숲속으로 왔네 여기 온 이유는 뭐야? 산만의 캐러 아 그래? 갑시다 오케이 한미 라이프 이게 명이나물입니다. 와 대박이네. 어디 보여주세요. 자 보세요. 와. 한국에서 보니까 이파리만 이렇게 자르더만 우리는 마늘까지 캡, 니다 이게 마늘이 음. 좋은 거지 사람한테. 음, 뭐 어, 어 건강에 좋다고? 그럼 이파리는 뭐 마늘이 있어야 김치도 하고 장아찌도 하고 부침이도 부쳐 먹고 그러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끊어 안 힘들어? 힘들지 근데 좋은 걸 캘래니까 어. 나무 뿌리 때문에 칼이 안 들어가잖아 이렇게 어? 그러니까 힘든 거야 이 마늘 뿌리까지 하려니까 어, 그럴 것 같아 응. 엄마가 어느 날 그냥 여기 숲속에서 그냥 산책을 하다가 여기 우연히 발견된 거야? 아니 아는 아는 사람이 가르쳐준 거야 어 그래? 언제였더라? 언제였어? 몰라 한 15년 전에 명이나물이 뭔지도 몰랐지 한국에서 본 일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알아 그 사람이 가르쳐준 거야 어. 가르쳐줄 때 어. 이 일로 들어오는 길을 안 가르쳐주고 음. 이게 바로 하이웨거든 어 바로 옆에? 어차 지나가는 소리 들리지? 어 그래서 뚝 뜯고 있는데 순경이 개 두 마리 데리고 왔어 <laughs> 그랬더니? 그러면서 니네들 뭐하냐고 어 그래서 이 나, 나물 뜬다니까 그 순경이 하는 말이 이게 나물이 아니고 이 이 나라에서 보호하는 꽃시기어 아, 그랬대? 응. 네. 꼬시면은 내가 법을 어겼기 때문에 어. 저기 천불을 내야 된대. 오. 그래서 내가 아니라고 이렇게 해갖고 이거 냄새 맡아보라고 마늘 냄새 안 나냐고. 음. 그랬더니? 그랬더니 아니랴. <laughs> 그래서 그러면은 음.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어. 그러니까 내가 내 주소하고 어. 내가 교회 어느 교회 나가는가 거기서 알아봐도 되고 아하. 저기 내가 법을 어겼으면 천불 아니라 이천불이라도 내야 된다고 줬지 그랬더니 연락이 안 온 거야 선생님한테 어. 근데 그, 그 이듬해 봄에 여기로 오고 싶은데 못 오는 거라 그 성경한테 걸려갖고 어. 그래서 아버지 보고 여기 가고 싶은데 어떡하지 하니까 저 그냥 요새, 요 음? 그거 가갖고 아버지가 허가 맡아주고 그래서 여기 와서 매년 뜯는 거야 이렇게 그러는 길도 알고 그때 15년 전이었다고? 응. 그러면 엄마가 여기 해마다 여기 오시는 거야? 그럼 봄만 되면 여기로 오지 음, 그- 러면이 명이나물 철이 언제 시작이 돼? 4월 초순 4월 초승 이거는 3월 말이지 올해는? 올해는 좀 늦었어. 4월, 4월 초순부터 시작했어. 힘들어도 좋아요. 음. 이렇게 뜯을 수 있으니까요. 집에 그냥 우두머니 음. 앉아있는 것보다 얼마나 좋아. 운동도 되고. 그러네. 음. 엄마가 이게 엄청 좋아하시잖아. 응. 그럼 엄마 친구분들도 그 동포 재미교포 친구들도 좋아하실 텐데 응. 안 그래? 하지만 그 사람들은 한두 번 뜯고 말지. 아 그래? 응. 매일매일 같이 가자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 없지. <laughs> 이렇게 힘든 걸 누가 하려고? 아. 네, 선아 집사님도 따라오면은 아이 너무 좋아요 집사님 힘들어도 그리고 고마워요. 빠져서서 이렇게 깊이 들어가갖고 자르기가 힘드네. You found a good spot here, Dad? Yeah, this is pretty good. Okay. Mom was telling me earlier how 15 years ago one of her friends told her about this place. Yeah. And how you used to come in here the old-fashioned way. Can you you remember what the old-fashioned way was? <laughs> no, I don't. She said that's when you used to make her, or that's when she used to make you drop her off at the <laughs> highway there. Oh, yes. You remember how you reacted the first time she told you to do that? I didn't want to do that because that was a little dangerous. Right. Who won? Did she win or you win? just i won because we're here now, not on the highway. <laughs> At least somebody told her about this place. Mm-hmm. A lot safer. So did Mom ask you to help her find these gar this garlic here? Is this you just volunteering out of the goodness of your heart here? Well, I, I didn't find it. I offered to help her pick it. Okay. How long you guys been doing this together? Oh, maybe 10 years. That long? I think so. So the season usually starts in the beginning of April? Yes. And lasts about how long? About six weeks. Okay. You guys come here every day? just about just, if it's not raining. Okay. We usually get a lot of rain in uh, April? Oh yeah, it's kind of a rainy month. So. Okay. April showers bring May flowers and also garlic, huh? That's it, yep. Garlic's first thing to come out. So after you guys pick this, what do you do with it? Well, we have to clean it. Mm-hmm. And then Mom puts it in the tub in the basement and washes it about three times. Yeah. And then she makes kimchi with it. Okay. Do you help her in that process? I don't help much with the kimchi. Just the picking part? Picking and cleaning clean it a little bit. Okay. Not interested in the kimchi part? Well, I offered to help her, but she turned down my help. kind of getting in the way too much? <laughs> Probably. Okay. Might screw up the taste a little bit, maybe? Yeah. <laughs> 명이나물은 음. 다듬어서 간에 갖고 다 씻었습니다. 물도 빼고. 이야 대단한데. 어? 그리고 이 양념은 김치 담는 그 양념입니다. 보여야 돼? 네. 오케이. 음 맛있겠다 그러게 마늘 하나 씩 씹으면 아삭아삭하니 맛있습니다 네. 김치가 완성됐습니다 김치가 완성된 거야? 예 그렇구나 엄마 아, 혹시 그 아직까지 엄마가 엄마가 주신 그 배추김치잖아? 음. 그 양념을 간단하게 어, 어떤 양념인지 잠깐 설명해 줄래? 아 고춧가루, 응? 피망, 사과, 응? 파프리카, 응? 아, 멸치액젓, 응? 아, 어, 저기 풀을 끓여야 되니까 풀 끓일 때 아, 멸치 다시물 빼갖고 풀 끓이면서 거기다 원커퍼 슈고만나면 됩니다. 아니면 스티비아? 스티비아. 어. 오케이. 그러면 저기 음. 한국에서 틀린 거는 음. 이 한국에서는 이 마늘을 못 먹잖아요. 음. 근데 여기는 이 마늘까지 다 캡니다. 병에다 넣기만 하면 끝납니다. 네. 지붕잎 명이나물 김치가 완성됐습니다. 라이크하고 구독 눌러주세요.